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? 뭐야 넌 뭐야 열쌍하다! 야 이거 내 거야! 이거 내 거야! 내 닭꼬치를 건들 넌 뭐야! 아넌 뭐야! 야 비치 소녀! 야 복숭아 소녀 넌 뭐냐고! 인생 não morreu.